오케이 오케이 2차로 하겠습니다 네제 첫차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- 오케이 제 첫 차로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? G80 어, 마이크 어디 어요 영어 딱 있어요 지금은 안 열려요 아 이거 어떻게 뭐 산에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 야, 이런 걸 몰고